안녕하세요 허니 집방 투어 오늘의 요리는요? 저는 서브웨이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만들어 봤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 너무 맛있고 다이어트를 선호하는 음. 샌드위치인데 음. 그거를 이제 식단파인 분들이 뭔가 집에서 먹을 수 있는 레시피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좀 대결 구도로 해서 음. 서로의 맛 과 칼로리, 구성, 걸리는 시간 이런 거를 좀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운동파. 저는 운동파라서 아무래도 뭐 식단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 먹어야 되나 싶어서 맛있으면 됐죠. 어차피 난 운동할 거니까. 저는 운동 20, 식단 80으로 하고 있는데요. 만들어서 먹으면 가격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가격 절약은 되는데 귀찮잖아요. 나가기 귀찮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장 본 것도 생각하셔야죠. 요즘에는 마켓컬리 이런 데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집에 있어도 배달이 와요 배달은 이 아이가 더 배달비 들죠 저는 그래도 1,500원 더 내고 맛있게 다이어트 할래요 음. <laughs> 사온 서브웨이 샌드위치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오늘 서브에서 할인을 하길래 터키 칠면조 고기를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다 아보카도를 추가했어요 가격은 얼마가 나왔죠? 5,200원이 나왔고요 다이어트의 국물 위트빵에 속을 파줘야 합니다 국룰이죠 국룰이에요 다이어터의 국룰 그리고 소스는 스위트 음. 어니언, 스위트 칠리 이런 거 안 돼요 전 레드와인 식초에 후추 추추추추추 피클이나 할라피뇨 같은 절임류는 최대한 피하는 게 좋죠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는 걸로 이렇게 근데 이래도 서베인 맛있어 맞아 저는 일단 이 양상추가 한 통에 1,500원 버섯 응. 3개에 1,000원 응. 오이 5개 2,000원 방울토마토 응, 4,000원 정도 그 한 통에 닭가슴살 100g 1,500원 2,000원 정도 할 거예요 2,000원 정도? 네 어. 치즈까지 사면은 총 재료까지는 들어가산데요? 얼마지만 저는 이거를 일주일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닭가슴살 정도만 계속 추가가 되니까 제 건한 15,000원 정도 되겠네요 일주일 정도 만들면 저는 뭐 하루에 하나씩 먹는다 치면 일주일이면 35,000원인데 간단하잖아요 <laughs> 짜잔 그러면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저도 네. 뜯도록 할게요 네, 언박싱 해주시죠 서브웨이 언박싱 따라따란 아 잠깐만 서브 이렇게 뜯는 거 아니랬어 제가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위를 뜯어 먹어야 음, 합니다 음, 내 것처럼 네 위를 뜯어 먹어야 벌어지지 않고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습니다. 안에 내용물은 약간 비슷하죠? 이 정도면 훌륭하지. 내 것도 영양분이 아주 가득 차 있다고. 크기도 큰 차이가 없네요. 진짜 크기 <laughs> 비슷해. 너무 비슷하게 잘 만들었다. 음. 이거 15cm야. 짠! 연습부터 해야 돼, 서가. 아, 이거 치즈를 못 넣어가지고 지금 조금 넣을게요. 음! 그러 맛있지. 먹고 싶죠? 아, 근데 내 것도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이렇게 샌드위치에 치즈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비주얼 봐. 대박 아니야? 잡수십시다. 잡수십시다. 음! 음, 괜찮아요. 음. 나도 맛있어. 그럼 음, 당연한 맛이지만 이거는 혼자 먹는데 샌드위치 맛이 나요. 진짜 빵이 없어도 그게 렇 부족함이 없는? 진짜 너무 맛있어. 음, 나도 맛있어. 진짜 칼로리 부담되고 나는 집에서 해먹는 샌드위치, 가벼운 샌드위치가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단점은 먹는데 좀 불편해서 이 비닐을 잘 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저 레드와인 식초를 처음 먹어보는데 레드와인 식초를 굳이 안 넣어도 될 뻔했어요. 올리브오일, 소금, 후추만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뭔가 안 어울리는 느낌이 드네요. 식초가 아보카도랑. datang 난 이게 너무 좋은 게 응. 내가 좋아하는 재료를 마음껏 넣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laughs> 저는 약간 과한 욕심을 내다가 그러니까 터졌는데 재료 안에 속도 좀 적당히 아니면은 많이 넣고 싶으면 양상추 검표면큰 거 있잖아요 응, 응. 그 부분을 싸시면 되거든요 음, 아쉽다 제가 한 입 드리고 싶은데 평소 같았으면 진짜 먹고 싶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어서 그렇게 별로 안끌려요 자기 합류화의한 예 아닙니까? 아 근데 맛있어 보이긴 해 닭가슴살이 음, 닭가슴살 진짜 맛있어. 응. 단점은 다 튀어나오네요. 진짜 브리또처럼 잘 싸야겠다. 음, 진짜 잘 싸기만 한다면 음. 소금 갈지도 좋을 것 같아. 음, 다이어터들의 피크닉. 배가 부르시나요? 15cm로? 아, 어, 너무 배불러배 차고 있어요, 지금. 저는 진짜 많이 먹는 편이잖아요. 음. 근데 배 차요. 다 먹었다. 짠! 이렇게 다 먹어봤습니다. 아 진짜 배불러. 네 저희가 오늘 서브웨이 샌드위치하고 집에서 만든 샌드위치 두 개를 비교를 해봤잖아요. 네. 서브웨이 샌드위치의 장점 소개 한번 해주세요. 서브웨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어디에나 있으니까 좀 간편하고 맛있잖아요. 맛있는 게 중요하죠.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재료를 한 번 사두면 되니까 가성비가 좋죠. 값이 저렴하고요. 칼로리가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 빵속 파면 칼로리 비슷해요. 빵과 채소는 치킨은 칼로리의 격차가 크죠? 아 그래도 맛의 격차가 크니까 아 그럼 가격의 격차가 크죠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처럼 요리를 해먹거나 저처럼 그냥 사 드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laughs> 네 다음에는 뭘 비교해보지? 제가 그 얼마 전에 봤는데 키토 김밥을 파는 곳이 있다고 해요 아 그 계란 완전 어, 어. 많이 들어가 있는 어, 거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어트식으로 그걸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김밥 직접 써보실래요? 아 김밥 뭐 도전해보죠 직접 써볼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편하고 맛있는 거 맞아요 저는 아, 포장 저는 어필을 저렴하고 칼로리가 낮은 걸로 가겠습니다 맛은 사실 당연히 집에서 만든 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음, 다음에 그, 뭐 도전해볼게요 그 정도면 단무지 직접 담그셔야 되는 거 아닌지 <laughs> 그러면 다음 소재 김밥으로 가는 걸로 네 김밥으로 해서 다음에도 다이어트 식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샌드위치 비교 여기까지였고요 채연이 구독해주시고 허니블링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다이어트 식단에서 만나요 안녕 10kg 빼고 봐요